어 가노 맞아 맞아 마마마마마마 마마마마마마 모든 게 그 처음이라서 들고 설레기만 해그 시절 기억들이 아직도 꿈만 같은데 나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나는 이 노래 부르며 너에게 돌아갈 거야 아름다웠던 그대 아, 아, 다시 볼 수 있다면 나와 이 노래를 들으면 마지막 춤을 출 거야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까지라도